베딩드레스를 입으면 이 발달한 경우 덩치가 커 보일 수 있어요 보톡스를 맞게 되면 슬림한 라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양치가 등치가 거짓말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예아트 성형외과 최평림 원장입니다 요즘 부쩍 성인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결혼하는 지인들도 많은데 다들 팔뚝 살 빼는 게 너무 힘들다고 고민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웨딩드레스 입기 전 팔뚝 지방 흡입에 대해 진행해볼까 합니다. 네 좋습니다. 웨딩드레스를 입으면 노출되는 부위다 보니까 상당히 신경 쓰여야 하는 부위인 것 같습니다. 근데 1차 팔직각 어깨 저희 환자분들이 원하는 팔 라인이 있잖아요. 그런 라인이 웨딩드레스를 입어도 예쁠 것 같은데요. 팔분 지방 흡입한다고 해서 일자팔 직각 어깨가 될 수 있나요? 아닙니다 지방흡입은 팔, 복부, 허벅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팔은 면적이 다른 부위보다 적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뽑아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어느 부위를 같이 정리해야 좋을까요? 일반적으로 팔 흡입 시에 상완 위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변 부위를 정리하지 않게 되면 밸런스가 맞지 않게 됩니다 앞으로 튀어나오는 부유한 부위와 안쪽에서 밀어내는 겨드랑이살 팔 뒤쪽에 보면 곡선 부위에 생기는 견갑 부위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하완 쪽을 같이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, 팔뚝 정도만 생각했는데 부유방, 겨드랑이 등 악세사리 부위가 많네요. 지금 말씀하신 곳만 정리하게 되면 완벽한 일자 라인을 가질 수 있나요? 추가적으로 드레스를 입었을 때 도드라져 보이는 버팔로 험프라고 불리는 뒷목 아랫살 그리고 쇄골 라인에 살이 있어 밋밋해 보이면 그쪽 지방을 빼서 정리하게 되면 훨씬 더 예쁜 라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버팔로 험프 쪽으로 흡입을 하게 되면 네. 앞박복 이런 거는 전혀 피해가 없고 목을 졸라야 되나? 근데 생각보다 네. 험프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경추뼈랑 이제 흉추랑 만나는 쪽인데 그 부분이 튀어나와요 위쪽보다는 약간 아래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체를 하거나 팔을 했을 때 입는 압박복으로도 충분히 이제 압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아, 추가로 흡입하면 좋은 부위가 더 있을까요? 앞서 견갑 부위 일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. 브라라인 위아래로 튀어나오게 되는 위아래 살을 정리하게 되면 완벽한 디테일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아 생각해보면 베일로 뒤 라인이 가려지긴 하지만 탑 드레스를 입거나 등이 파인 드레스를 입었을 때 같이 흡입하면 확실히 라인이 예쁠 것 같습니다. 환자분들 보면 지방 흡입이랑 승모근 보톡스도 같이 진행을 하던데 필수인가요? 뒷목부터 어깨 라인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승모근이 발달한 경우 자칫 덩치가 커져 보일 수 있는 약점이 있어서 보톡스를 맞게 되면 보다 슬림한 라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승모근 보톡스 맞으면 네네. 이렇게 팔에 힘 빠진다고 그럴 수 있나요? 네. 어깨에 힘이 약간 빠질 수는 있는데요 팔은 주로 이제 들어올리는 힘인데 네. 들어올린 힘은 승모근하고 크게 차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들어올리는 데는 승모근뿐만 아니라 어깨 근육이나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승모근은 보톡스를 만다고 해서 무겁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약간 불편한 정도 핸드볼 선수나 테니스 선수다 네 그러면? 뭐 그거는 영향을 주겠죠 아 왜냐면 전체적으로 최대한의 파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보톡스 맞는 부위가 승모근 말고도 네. 이쪽 알통 부위에도 넣는 경우가 봤거든요 예. 넣는 경우가 있긴 하는데 드라마틱한 효과 자체보다는 불편감이 조금 더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자제를 하고 있어요 그 불편감이라고 하면은 팔을 위로 들어올리는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불편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승모근 부토스면 저도 좀 관심이 생기네요 원장님 말씀대로 팔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확실히 드레스 입는데 자신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가장 중요한 최소 몇 달 전에는 수술을 받아야 할까요? 수술을 하게 되면 보통 붓기, 멍, biobond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보통 붓기가 가라앉고 뭉친 부위가 풀리는데 보통 3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최소 3개월 이전에 수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그런데 어, 개인마다 근육의 크기, 그리고 피부의 타입, 뭐 모양에 따라서 효과 및 회복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충분한 고민과 시간을 갖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만약에 결혼 3개월 전이다 이렇게 하면 상담을 일단 먼저 빨리 오는 게 네. 상담은 뭐 최소한 4, 5개월 정도 전에 와서 한 다음에 결정을 하시면 결혼하는 시기랑 얼추 맞죠 수술은 최소한 3개월 전에 하고 네.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상담은 한 4, 5개월 전에 네, 와서 4, 5개월 전에 플랜을 세우는 게 맞죠 저희는 뭐 수립센터도 있고 하니까 네. 수술하시고 나서 관리받으러 오실 때 이제 네네. 네. 좋겠죠 네.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으로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예아트상해과 최평리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